thank you.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. 저 일본마트 다녀왔고 거기서 이런 거 사왔어요. 곤약, 실곤약. 니꾸자가 해먹으려고 실곤약 사왔고 갓소부시 할인하길래 사왔는데 되게 조금 20g인데 이게 원래 가격이 한 8파운드 하더라고요. 근데 한 5파운드인가로 할인하고 있었나? 그래서 사왔고 명태알, 明太子 일본식 명란젓이라 한국식 명란 젓갈이라는 좀 다를 텐데 아무튼 50% 할인하고 있길래 얼른 집어왔고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낫또를 사왔습니다. 3팩에 한 3파운드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. 3, 4파운드. 한 팩에 한 2,000원 정도 하는 가격인데 사실 일본 마트에 갔었던 모든 이유가 얘 때문이에요. 낫또 때문인데 요즘 다시 낫또에 꽂혀서 나또를 매일매일 먹고 싶은데 너무 비싸잖아요.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분명히 일본 분들 이거 매일 아침 왜 거의 매일 드실 텐데 그분들은 이거 어떻게 먹지? 뭐 할인마트나 이런 게 딱히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비싸서 어떻게 먹지? 근데 이거 매일 먹어야 할 텐데 생각하다가 혹시 하고 생각해놓은 거이 뭐 낫또를 집에서 만들어볼까? 그게 될까? 이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. 근데 실제로 그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 소이빈 대두죠. 막 아, 소이빈 3kg를 소이빈 3kg를 아마존에서 구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일본 마트에 간 이유는 이 낫또 여기 이 낫또 많이 만들 때 필요한 낫또 균을 여기서 얻기 위해서 이 종균 납부를 사기 위해 다녀왔던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3kg짜리 소이빈 영국에선 소이빈 쳐서 하면 되도록이 소이빈으로 낫도를 만드는 영상으로 오늘 찍어보려고 합니다. 화이팅! 콩을 이렇게 부었어요. 이게 한 1kg 약간 넘는 양? 1kg 150g 정도인데 이거를 일단 한번 잘 씻어주겠습니다. 콩을 씻어왔습니다. 근데 여기 진짜 잘 산 것 같아요. 이, 이 되게 불량콩 같은 것도 별로 없고 상태가 되게 좋아요. 아마존에서 찾아서 산 텐데 영국에 계신 분들 혹시 대두 필요하시면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. 일단 네 물을 많이 많이 부어서 좀 재우도록 하겠습니다. 재운달까? 불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짠! 명란 파스타. 음. 음. 콩을 한 5시간 정도 불렸어요. 적게 하면서 조금 그런 껍데기나 상태 안 좋은 콩들이 마저 걸러지면 더 걸러내라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저는 저는 닌자 쿠커라는 그 멀티 쿠커가 집에 있어서 그걸로 요거트 기능이 있어서 오늘은 그걸로 만들어 보려고요. 그런 인스턴트 팥이나 닌자 쿠커가 집에 없는 분들도 밥통 이용해서 똑같이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어, 근데 저는 발효 기능을 좀 더 도와주는 기능이 있는 multi cooker가 있어서 그걸로 만들 거라서 이거 한번 씻어주고 그 multi 그 멀티쿠커 닌자 쿠커의 내솥으로 이거를 옮겨 담아볼 거예요. 씻고 위에 부유물들이나 껍질 같은 거 뜬 것들 제거하고 왔거든요. 근데 이게 절반이에요. <laughs> 콩 씻어내려고 보니까 제가 아까 1kg 조금 넘게 불렸잖아요. 근데 이만큼이 원래 아까 제가 불렸던 양인데 너무 많아서 아무튼 이 불린 콩을 압력솥으로 삶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면보는 아까 몇 시간 전에 제가 팔팔 끓는 물에 삶아서 조금 말려놨던 거예요. 이렇게 한다더라고요. 일단 1차 삶기. 여기까지가 맥시멈 양이어서 일단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는 이만큼의 콩이 더 남았지만 <laughs> 일단 이만큼만 삶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면보로 감싸고 기계로 가져가 볼게요. 그리고 삶으려면 물이 필요하겠죠? 여기에 물 250ml 정도를 넣을게요. 물 100ml 정도 더 넣을게요. 타면 안 되니까 제발 타지 말아라. 그래도 불안해서 100ml 더. 자, 이제 닫고 이게 저희 집 닌자 쿠커예요. 압력을 닫아주고 압력 모드 하이로 30분 가보겠습니다. 제발 잘 되라. 너무 무르지도 않게 그렇다고 너무 안 익지도 않게 딱 손으로 눌렀을 때 부스러질 만큼 콩이 익는 게 목표입니다. 자, 가보자. 스타트! 이렇게 하고 얘가 알아서 예열을 한 다음에 30분 동안 압력을 해줄 거예요. 화이팅! 오, 완전 성공인 것 같아요. 음, 완전 달달해. 맛있어. 되게 잘 삶아졌고요. 이제 얘를 뭘 할 거냐면 이 통과 저 통으로 옮겨주는 걸 반복해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균들이랑 접촉을 시켜줄 거예요. 한 10번 정도만 해줄게요. 가자. 이 그릇 접으릇 왔다 갔다 하면서 공기 중에 고초균이라는 거랑 접촉을 시켜줘야 된다더라고요. 공기 접촉 다 시켰고 이제 균을 넣어줄 차례입니다. 한 팩을 뜯어서 여기 있는 이 끈적끈적한 실들 넣어줄게요. 얘네가 다 낫또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 매우 든든하고 설렙니다. 이제 이거를 한 24시간 동안 요거트 모드 이 닌자, 닌자 쿠커의 도움을 받아서 요거트 모드로 24시간 동안 균을 이 안에서 발효시켜볼 거예요. 제발 잘 됐으면 좋겠다. 여기서 그냥 삶은 콩 먹는 거 이것만으로도 너무 맛있는 거 있죠? 발효하는 동안 물이 들어가면 별로 안 좋다고 해서 아까 콩 삶을 때 사용했던 소독한 면보 덮어주겠습니다. 미쿠니의 첫 낫도 만들기 도전! 요거트 모드 아, 얘는 12시간이 맥시멈이네요. 그러면 하룻밤 자고 12시간 다 됐을 때 다시 한 번 12시간 와서 해주는 걸로 잘 부탁해, 제발! 맛있게 나또를 만들어줘. 시작. 짠. 네. 지금 어제 나또 만들기 하고 한 20시간 정도 지났어요. 중간에 잠자고 있을 때 약간 변수가 있었어서 한 7시간? 6시간, 7시간 정도는 약간 어떻게든 아무튼 지금 20시간 정도 지났고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냄새가 약간 그 사근 냄새가 조금 나요. 표면의 콩들은 이렇게 오 표면에는 이렇게 하얀 약간 하얀 껍데기 하얀 막이 생긴 것 같이 발효가 잘 됐는데 이 속은 아직 이렇거든요. 성공한 것 같죠? 이야. 이야. 굉장히 낫도. 이야. 음, 맛있다. 맛있어? 저 낫도도 밥 위에 올려줄까? 돈까스 낫도라니. 음. 가정식이죠? 앞으로 우린 거의 맥기니 먹고 싶을 때마다 납도를 먹을 수 있어요, 이제. 음. 샐러드에 납도 먹어도 맛있겠다. 먹고 싶을 때 혼자 든지파 먹어. 음. 맛이 어떤지 보자. 이거 납도인데? 그냥 납도야? 응. 콩나물하고 훨씬 맛있어. 음. 음. 근데 납도콩치고는 좀 생기가 가득하긴 하다. 건강해? 좀더 음. 찔까? 좀더 쪄도 될 물렀으면 좋겠지, 딴 소리지. 좀더 말라도 될 것 같아. 마르다는 게? 마르다는 네? 게 뭐야? 근데 충분히 맛있어. 음, 조금 더 부드러워도 될 것 같아 난. 음. 맛있네. 맛있어. 나또 해결. 음, 야, 부러워 나 무한리필. 신기하네. 음. 돈까스는 어때요? 돈까스 맛있어. 맛있어? 너무 맛있어? 응? 너무 많이 푼다. 음? <coughs> 뭐